힘들게 아, 뭐 거기 다 이사와서 굶을 것이 났고 그시는 겁니다. 혹시 지금 몇 시? <laughs> 이거 완전 딱인데? 그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짠짠을 어? 그냥 딱 꺾어 먹어야지 선이야 야 그러면 반에 반만 따르지 왜 이렇게 따르냐 잘 먹겠습니다. 네. 진실의 미감. 아, 원래 이번 주에 혼자. பார்த்துங்க Ha ha ha. 오늘도 선출연 카메라 안 가도 갑자기 오는 거야 냄새 난다고? 어? 냄새 나는데? 음. 음. 음. 어요 진짜 나빴어요 이거 어떻게 복사해요? 이거 도장을 못 봤나 봐 진짜 나 핸드폰으로 무리예요 근데 여기